버지니아를 필 때면 이런 생각이 난다. 순결. 수천여를 따먹는 느낌이랄까. 니 혹시 버지니아 울프 아나? 좋다 재미없거든. 경험 없는 년 쑤실 때가 특히나 재미없는 거 알지? 근데 또 병적인 강박을 정복하는 거 그게 또 미증류의 쾌락이다. 수천년은 우리 같은 놈들한테 정복 야욕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지. 버지니한까지 주봐라. 없다. 없다. 지금 내가 조조로 보이나? 오늘 설사하게 해줄까? 없다. 심플을 빌 때면 이런 생각이 난다. 상수, 농염, 무르익은 감을 따먹는 느낌이랄까. 맛은 존나 있는데 뒤끝이 좀 덥다. 근데 또 여우는 굉장해. 톡! 치면 터져버린 그 탱글탱글. <laughs> 추적으로 손에 묻고 입에 묻고 씻어야 되고. 그래도 쉽다. 어떨 땐 오히려 지가 달라든다니까. <laughs> 내가 누명 쓰고 시발 해 예. 심플한까지 줘봐라 없다 진짜 설사 50제 미친년아 내논리나 지금 긴 거 없나? 긴거 내가 네 애비도 아니고 도태를 주나. 이딴 걸로 내가 죄책감 느낄 거 같나? 긴 거긴 한데 한나산 뻥치우는 거 전무이제. 네가 치하라 쳐웃지 마라. 그거 하나 한라산은 할망구다. 순백의 처녀를 원했는데 할망구에 만족해야 하는 이 마음 할망구조차 감사하며 자신과 타협해야 하는 이 개같은 현실과 억지아량으로 닥친 상이 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족같은 심정 네가 아나? 이것도 일종의 절망이다. 절망. 내가 몇 명이나 지겠는지 아나? 네 같은 거목다는데 1초도 안 걸린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망을 맛보게 해줄까? 겁나지? 후회하지 말고 담배 피라. 너는 서이고 내는 아기가 누가 정했노? 선악은 그냥 남녀의 차이와 같은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다. 항상 공존해왔고 선택의 영역이고 서로를 인정해야 하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악이다악이라 자랑스럽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쿨함이 악한테는 있고 금기라는 틀이 없다. 어떤 게 자유롭노? 어떤 게 더 좋은 기고 그건 마지막 담배다. 씨발 내 말 들으라. 니하고 내하고 차이가 뭔지 아나? 너는 지금 이 순간도 즐긴다. 대가리 속에만 있지 않고 나는 행동한다. 선과 악은 행동했냐 안 했냐의 차이란 말이다. 알겠나? 모든 성인군자들이 행동하라고 외치던 그 절규를 니는 안 들어봤나? 네가 말하고 있는 거는 행동이 아니다. 그럼 뭔데? 충동이다. 충동. 충동적으로 죽고 싶나? 그거 마지막이라 했다. 한 척, 지구한 척좀 그만해라. 똥구녕이 라트라도 칠했나? 이 얼마나 깨끗한데? 니도 똑같다. 노력하는 인간이 방황한다고 했다. 배는 노력했다. 근데 니는 힘이 있음에도 왜 그렇게 관대한데? 악마 뭐 역겨운지 않아 악마를 포용하는 건 신밖에 없다. 네 위선은 신을 흉내내고 있다. 신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너 따위가 선이라 짓거릴 수 있나? 욕망의 배반 아이가 악마를 포용하는 신의 마음을 나는 알 것 같다. 끝이 보이거든. 나처럼. 바퀴벌레가 아, 왜 멸종 안 된 줄 아나? 멸종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멸종을 못 시키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아! 아, 이걸리가 왜 멸종을 만들지 아 멸종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멸종을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새끼야!